안녕하세요 도구골프입니다. 2021 마스터스 대회가 곧 시작되는데요. 지난 대회에서 2위를 기록한 임성재 선수의 활약상이 아직도 강렬하게 남아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1 마스터스 토너먼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가을 마스터스 이후 약 5개월 만에 2021년 대회가 4월 8일부터 11일까지 열립니다. 개최 시기가 다시 4월로 돌아오니 뭔가 세상이 정상화되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이번 대회의 주요 선수 소식과 각종 썰을 풀자면 교통사고 후 자택에서 재활 중인 타이거 우즈가 불참합니다.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많습니다. 먼저 2020 마스터스 준우승자 임성재 2021년 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우승자 김시우 US 오픈 PGA 챔피언십 디오픈 우승 이후 마지막 퍼즐인 마스터스 우승으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노리는 로리 맥길로이 잭 니콜라우스 닉 팔도 타이거즈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을 노리는 세계 랭킹 1위 더스틴 존슨 생애 두 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노리는 브라이슨 디셈버, 저스틴 토마스, 콜린 모리카와 며칠 전 발레로 텍사스 오픈 우승으로 다시 예전 기량을 되찾고 있는 조던 스피스, 무릎 부상에서 극적으로 회복한 브룩스 캡카 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선수들이 많은데요. 누가 우승할지 예측하며 보면 더욱더 재밌는 마스터스가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우승자 예측 배당률을 보니 디펜딩 챔피언 더스틴 존슨은 9대1, 저스틴 토마스 10대1, 브라이슨 디셈버 11대1, 로리 맥길로이 14대1 참고로 다들 아시겠지만 앞에 숫자가 적을수록 우승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근데 어? 작년 2위 임성재 선수는 35대1, 김시우 선수는 100대1로 우승 가능성을 아주 낮게 봤습니다. 우리 선수들을 너무 띄엄띄엄 보는 것 같습니다. 무슨 근거로 저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우리 선수들이 아주 본때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터스의 전통 중 챔피언스 디너가 있는데요. 전대회 우승자가 클럽 임원진과 역대 우승자들을 초청하여 마스터스 토너먼트 개최 2일 전 화요일 저녁 식사를 대접합니다. 며칠 전 더스틴 존슨이 트위터에 메뉴를 공개했는데요. 에피타이저는 픽스 인 더 블랭킷, 랍스터 앤 콘 프리터스, 그 다음 각종 샐러드, 으깬 감자가 나오고 메인 메뉴는 필레 미뇽과 일본 된장 양념이 된 시바스라는 생선 요리가 나옵니다. 후식은 복숭아 파이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곁들인 애플 파이입니다. 저도 바닐라 아이스크림 참 잘 먹습니다. PGA 투어 대회에서 메이저 오브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 토너먼트 과연 누가 우승할까요? 아직 한국인 우승자가 없는데 임성재, 김시우 선수 중 한 분이 제대로 사고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구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구골프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